여기 7080 세대의 또 네. 우리 보고 9 9 1 수라 우리 이왕 시민분들에게 하자 없잖아 작으로 페인으로 맞바리 힘으로 맞바리 세계로 어 어려워 그래